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호정이고요. 여기는 마리끌레르 7월호 촬영 현장입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<laughs> 아 이런 걸 한다고요? <laughs> 아이거아 이런 거구나. 오케이. 아 저는 성격 털털한 게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소화해냄. 한번 러블리한 거 잘 소화해보고 싶어요 10년 후 무조건 10년 전엔 굳이 다 겪었던 일들인데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10년 후에 스카가 잘 지내고 있을지 주변 친구들은 잘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아... 짬뽕 최고의 음식이에요 저 짬뽕은 짬뽕만 먹어요 써있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그 물 넣고 2분인가 1분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물, 면, 스프, 건더기 복싱 수영은 뭐 더안 잘해도 될 것 같고요 복싱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스파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피셜로는 꽤 괜찮게 한다 아 이거 둘 다 너무 싫다 와 매일 새로운 염색을 하는 거예요? 매일? 아 저 지금 이 정도 길이도 지금 너무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머리 자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아, 아 그래도 발목까지 오는 긴생머리 그럼 어떻게 좀 컨트롤이 되잖아요. 좀 이렇게 열심히 묶고 다니면. 아 근데 염색은 맨날 못할 것 같아요. 항상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드레스 입은 것처럼 그럼 염색은 길이 상관없이? 아 그럼 염색 <laughs> 버블, 버블 염색으로 <laughs> 매일 하면 되니까 머리 감듯이 아 무조건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한여, 한여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힘든 행위인 것 같아요 네 얼죽합니다 저는 아 무조건 여행 힘들었잖아요 2년 동안 다 같이 근데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생긴다면 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 가고 싶어요 오로라 보러 아 다섯 끼를 다 챙겨 먹었네 돼요 어, 계란 두 개 이거 한 끼로 안 쳐주는 거예요 한 상 차림 아 힘든데 아, 한 끼만 맛있게 먹을게요 다섯 끼 먹을 시간도 안 나고 그냥 차라리 한 끼 맛있게 풍족하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둘 다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지금? 그렇다면 다섯 끼도 고려할 만하다. <laughs> 그치만 전한 끼. 손톱 5cm? 응? 손톱. 요만큼? 5cm? 아, 저는 손톱 5cm. 발톱 3cm는. 손톱 5cm 기르면 뭐 약간 패션처럼 꾸미고 다니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발톱은 좀, 좀 민폐지 않을까, 남들한테. 것도 있구나 닭이 먼저 아니에요? 닭이 있으니까 알이 나오는 거고 병아리가 알은 못 낳으니까 닭이 먼저 아니, 아닙니까? <laughs> 전 닭이라고 생각해요 알에서 나왔는데 또 닭이 없으면 알을 못 낳잖아요 닭이 알을 낳음으로써 알에서 또 다시 닭, 닭이 탄생하고 닭이 먼저 아닐까요? 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MBTI 분들 생각보다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극강의 ENFP일 것 같은데 저요? 저 ENTJ 네, 제 친구들이 다 ENFP더라고요 스카도 ENFP지 않을까 징크스의 연인 KBS2에서 매주 수요일, 목요일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리끌레르 7월호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